아, 비트 싱쿨러. 그 싱쿨러. 야, 싱쿨러. 이게 딱 싱쿨러. 야. 이게 지금 한 번인데 다섯 번 볼 거야. 그러니까 참. 어. 이걸 또 다섯 번 볼 거야. 선생님 가셨나? 아니요, 올 거예요. 아, 그죠. 음. 싱쿨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수고했어, 고했어 여기가 의미가 없어졌는데? 와, 아. 배터리도 딱마지막 어? 나갔네. 어? 못 오신다. 아, 아, 감독님? 아, 그 회의는 뭐할 이유가 없잖아. 어, 감독 갔어? 아, 금방 가셨다고? 아니 누나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얘기해주세아 의논해본다잖아 식구들하고 再说 짜이 두 번째 제자니까 짜이. 자, 이 수어 또 보자 이거예요? 다시 말하자. 말아 말다 말. 말하자. 수어가 어, 짜이 이변. 또보자또 보자. 짜이 제 재결. 그 프로그램이 있구나. 그런가 봐요. 근데 내용 똑같은 거네. 야, 근데 아주 관점으로. 전두 번도 울었어요. 그거 맛있어요, 언니. 쫄깃쫄깃.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띵하오, 띵하오. 짬빵 알겠지? 짬빵. 짬빵. 빵빵 빨랐어. 짬빵. 어, 짬빵. 띵하오. 와, 띵하오. 노란색 두 개. 오빠 이거는 무슨 맛이에요? 짬빵. 그래 아까 그런 비슷한 거랑 거는똑같아 질감은 비슷한데 계피 쪽 팥. 아, 나 괜히 좋 저렇게 이거 맛있던데? 나 그런 거 안좋아안 그래? 안 그래? <laughs> 네. 안 좋아해? 오 시그널 2 나오네. 대단해 대단해 대단해. 딱그 심플한. 와. 음. 짬뽕, 짬뽕. 밥을 먹고 가면 되죠. 몇 시에 출발해야 돼요? 아 진짜? 뭐, 뭐 이래요. 그때 가요. 좋다. 이제 2월 달에 끝난대. 2월 달에 끝난대 이제. 더 바빠질 수도 있어요. 2월이. 2월 달 항상 그랬어요. 2월 달에 끝나갖고 그냥 우리 해외여행을 3월 1일 날 가대. 자기 갈수 있게 좀 해달래. <laughs> 오늘 자기가 캐쳐하겠대. 그 네. 장학금을 하겠대. 일단 200만 원이든 150만 원 내겠다. 생각해보고 있어. 그때도 가고 또 그때도 가면 되잖아요. 그치 어차피 몇번갈 거죠. 얼른 JTBC라 <laughs> 괜찮죠. 얼른 이렇게 외국되는 현장니 레이마. 니 레이마? 구마? 레이가 피곤이었나? 쿤이 피곤이었나? 쿤 졸레가 아니 졸레다. 레이가 피곤이 어 그렇지 어. 레이가 피곤이고 레이마 니 레이마 쿤이 졸린 거고 어 음. 골라 니 어. 쿤만 둘다 둘다 니 쿤만 요레이 요쿤 어, 어 요레이 야 무슨 저거 하는 줄 알았어 요레이 요레이 요레이 요쿤 다 빠른 건데 그 요레이 요쿤 요레이 요쿤 어 대단 성도 같으면 못 알아들어 응. 레이가 네, 열심히 했네 어. 못 알아듣더라고 메인이 밥 먹고 가요 형 전화해요 얘기 좀 합시다 얘기 좀너 졸려? 뭐 네, 위에 나 위에 피하네 니 레이마 니 네, 네, 레이마 빵 싸가세요 누가 저 챙겼어요 누나 빵 안 싸가요? 나 저기 그 이거 아, 챙겼어